드디어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도그골프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다들 재밌게 잘 보고 응원하고 계시죠? 양궁과 펜싱을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 소식이 아직 없는데 이번 대회 태권도 노골드는 조금 충격입니다. 그래도 태권도 선수단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부터 드디어 남자 골프가 시작됩니다. 27일 발표된 1, 2라운드 배정 결과를 보면 임성재 선수는 콜린 모리카와 로리 맥길로이와 같은 조이며 1라운드는 29일 목요일 10시 25분 2라운드는 30일 금요일 8시 25분에 티오프하고 김시우 선수는 라스무스 호에즈가드, 로망 랑가스큐와 같은 조이며 1라운드는 29일 목요일 10시 3분, 2라운드는 30일 금요일 8시 3분입니다. 1, 2라운드의 성적에 따라 3라운드 그룹이 배정되고 4라운드는 3라운드까지 누적 성적에 따라 그룹과 시간이 결정됩니다. TV 공중파 방송에서는 타 종목도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 전체는 보시기 힘들 겁니다. 금메달 확정,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은 8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경에 중계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기 시간이 바뀔 수도 있으니 당일 인터넷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최경주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임성재, 김시우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하니 같이 응원합시다. 코로나 검사 양성 반응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이슨 디셈버와 존남의 출전이 좌절되어 우리 임성재, 김시우 선수의 우승 확률이 아주 살짝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우승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각 대회마다 우승자가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 골프 특성상 2021년 메이저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는 왠지 우승이 힘들 것 같습니다. 디오픈 출전도 반납하며 현지 적응과 몸 만들기에 올인한 김성재, 김시우 선수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더위, 폭우, 그리고 코로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승하여 일본 골프장에 태극기를 꽂아 대한민국 남자 골프의 힘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8월 4일 수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